저는 오랜만에 마트에 맛있는 거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끼고 맛있는 것도 사고 오늘 저녁 먹을 것도 사고 과자도 사고 <laughs> 강아지가 있는 그지? 카트가 밖에 있구나 핫도그 인서트 찍어줘 지하 2층 내려가요 하나를 하나 뭐가 아 똑같구나 연어랑 새우강정 좋지 맛있겠다 새우강정 작구나 요즘 유행하는 초코 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ASMR 컨텐츠를 했었는데 과자를 찾으러 왔어요 그 브랜드 없다라는 데에서 찾아야 된다 일단은 물티슈가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 끝! 이제 한번 둘러보면서 내려가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코너가 없고 따로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자가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돼지 이거 사러 왔는데 저는 그러면 과자 코너에 다시 들려가야겠어 품절 저는 이걸 사러 왔는데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 됐대요 짧게 드세요. 끝. 너를 찾았다. 이걸 찾았습니다. Thank you.